Thank you. 클래스 2위는 에 F 넘버 26번 이대준 선수가 당연히 했습니다. 축하합니다. 자, 그렇다면 GT 300 클래스 제2라운드 1위는 누구였을까요? 에 F 넘버 46번 이승훈 선수입니다. 축하합니다. 1위는 741번 이승훈